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23번째 러블레터입니다. 사실 방금 녹음을 끝낸 줄 알았는데 마이크로 마이크의 온 버튼을 누르지 않고 했다가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굉장히 잘 된 것 같았었는데 우씨 stupid me 예,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 자 오늘 제목은요 또 해야죠. 예.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어, 아, 직역하면 많은 many가 긍정문에 들어가면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 있죠. 우리 고체 영어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참새들보다 much more 훨씬 더 worth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예. You are 여러분이요. 그리고 제가 예. much가 이렇게 more 비교과 앞에 있으면은 강조하는 뜻이 됩니다. 강조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예. 음, 한국어 제목은 우울증 증상, 우울증 영어로 depression이라고 하죠. depression, depression 증상 치료 및 극복용 암기 문장이다. 예. 왜 그런지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여자 세 번, 남자 세 번.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남자.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Okay. 요 타이밍을 내가 못 잡네요. <laughs> I'm so sorry. 아, 어린이철에는 오락실이 있어가지고 예, 많이 가서 이 손가락이 빨랐는데 예, 나이가 들어서 오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laughs> 아,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7절 잠깐 읽어드리면 참으로 그분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어, KLB Korean Living Bible 버전이고요. 어, 영어 성경 다른 번역본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어, 일단 우리 주 텍스트북이죠. Contem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은 Even the hairs on your head are counted. So don't be afraid. You'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hair가 머리라고 일반적으로 회화에서 할 때는 s를 붙이지 않는데 s가 붙으면 털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털 개수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온 것 같아요. 예. 머리 길다 그러면 long hair 이렇게 하죠. 그냥 예. long hair 지라고 하지 않고요. 예. She has long hair 그냥 이렇게 하죠. 예. 어, 머리 위에 모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어, 세어진다는 어떤 수동태로 여기는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신이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건 말도 안 돼 사실은 예. 여기가 무슨 두피 관리하는 데도 아니고 두피 관리하는 데 가면 굉장히 여러분 그런 마이크로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머리가 막 크게 보이도록 예. 근데 어, 어, 신은 정말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더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어, 온 세상을 창조한 만든 창조주다 조물주다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어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단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믿는다면 사실 머리카락 세는 거는 문제도 아니죠. 여러분 뭐 어, 유전학자들이 유전자를 연구하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 아닐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가 어떤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얘기라고 하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그 능력과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예. 이건 허세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어, 신만이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예. 인간은 사실 예. 허세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어... 그래서 앞에 보면은 어떤 문맥이냐면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지도 신이 알고 있다. 당시에 어떤 어, 그당시에 어떤 사회에서요. 그러니까 신이 또또 그 메시지라는 번역본에 이렇게 나왔어요. God never overlooks a single one. 자막과 밑에 제가 넣어드릴게요. 예. overlook이라는 게 지나치는 거거든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근데 never overlooks가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 single one이 참새 한 마리예요. 그 하찮아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신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 그런데 셀 수 없이 많은 그 많다는 거를요. 매니가 이제 여러분 구어체 영어에서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a million, a million 1만이라고또 더 메시지에서는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데서는 a thousand flocks of sparrows, a thousand flocks of sparrows. flock이 어떤 무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 개가 무리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백만 천원 같은 셀수 없이 많은 그런 새들도 새 한 마리도 사랑하는데 참새 한 마리도 사랑하는데 오늘 사진처럼 제가 올린 사진처럼 근데 셀 수 없이 많은 새들보다 너는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너를 어, 너에게 관심이 없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중증의 우울증이라도 뭔가 저는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많이 오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뭔가 부적격하고 unqualified 그리고 뭔가 꿈꿨던 것이 갑자기 좌절된다든지 상실감이라든지 또 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우울해질 때는 내가 준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예요. 예. 돌아오지 않을 때예요. 어, 그 상대는 이성인 경우도 당연히 있겠고요. 어떤 조직일 수도 있겠고 친구, 부모, 형제, 가족일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이 활동하는 어떤 동호회, 클럽, 어떤 어, 그한 곳일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일 수도 있겠고, 예. 절에 다니시는 분이 들으시면 절일 수도 있겠고요. 어, 사랑이라는 게 달리 말하면 관심인데, 내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특히 내가 관심을 주는 그런 대상에게서, 어, 굉장히 힘들, 힘들다는 거죠. 왕따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마음쪽으로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왕따의 경험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도 뭐 있을 수 있는데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께 감사하지만 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희망 고문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또 하나 이유가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죠. 예. 어, 어, 저는 희망 고문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에게는 뭐 선을 잘 긋는다 이성들이 그런 <laughs> 얘기를 저에게 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제가 <laughs> 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성적으로 딱 이 사람이다 이렇지 않은 경우에 선을 그치 이성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선을 마구 넘습니다. <laughs> 웃어서 죄송해요. 예,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서. 예.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 왜냐하면 상대가 되게 그 관심과 사랑이 절실한 상황일수록 그 말을 되게 은근 기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예, just talk 그냥 얘기 그냥 그냥 한 얘기야. 예, 만약에 이렇게 돼버렸을 때 아무런 그 말에 상응하는 액션이나 후속 후속 조치가 없을 때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굉장히 우울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고문스럽다는 것이죠. 예. 관심과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우울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의 컨텍스트처럼 먹고 살기 힘들 때예요. 예. 돈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우울해지게 됩니다. 다들 동감하실 거예요. 예. Are you with me? 어... 또 저의 또 그런 저의 과거만 돌아보아도 제가 굉장히 큰 사기를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밤에 잠을 뭐못 자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밤에 또 잠이 막 불면증 증세까지 생기고 가장 괴로운 것은 영화나 여러분 그런데 보면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증상, 증상인데 제가 그곳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석게 속았던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게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때로는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아, 이게 환장합니다, 여러분. 예.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런게 생각이 나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다운되고 디프레스트 되고 굉장히 내 자신이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 일단 정확히 또 지금은 제가 망각에 그래도 은사가 있다고 어떤 증상들이 있었어요. 뭐 불면증이라든지 또 하나가 뭐가 뭐 열이 났나 했던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쿨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어 그거 화병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것 같았지만 좀 놀랐어요.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이고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는 타입인데 제가 그 병에 걸릴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예. 아, 그래서 뭐 약을 먹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막 소송 제가 피해자로서 재판이 열리고 한 2년 가까이 넘게 그렇게 시간이 끌면서 아, 상당히 저한테는 정말 우울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 우울한 시기를 이겨낸 방법은 바로 이 러블레터 지금 하는 것처럼 오늘 이런 어, 세상은 나를 가치 없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그 당시에는 나는 정말 사기당한 정말 저의 전 <laughs> 재산을 사기당한 그런 그냥 멍청한 한 인간인 거예요. 법적으로도 구제를 받을 것 같다가 못 받을 것 같다 왔다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예. 저한테 하여튼 그런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은 오리발을 내밀고요. 이렇게 환장하는 것이죠. 막 조사하는 경찰관은 또 내 편을 들었다 저 편을 들었다 또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요. 예. 하여간 뭐 그거는 다음에 또 우리 관련된 거 있을 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 제가 그 순간에 저를 지탱해 줬던 것은 이 러블레터의 이 제가 나누는 이 영어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특히 신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이런 그래서 이런 액션 영어 성경 문장들을 제가 정말 이 사진을 제가 올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 사진과 함께 관련된 사진과 함께 그 영어 성경을 정말 그 한 문장이에요. 더도 아니에요. 딱 한 문장. 하루에 한 문장. 그거를 계속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다운될 때마다, 내가 디프레스드 될 때마다, 내가 우울해질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해보고, 예. 어, 세상은 나를 실패자로 보고, 그렇게, 어, 아,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하면 나를 얼마나 무능하게 볼까, 나를 얼마나 어, 물론 측근들, 친한 사람들한테는 어,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잘 해결되도록 기도 부탁도 했지만 참 힘든 시기였어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예.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외우고 하면 어, 진짜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어, 너의 진짜 사랑은 나다. 어, 네가 실패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가치가 있고 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찬양 중에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연습해서 조금씩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심지어 그거 연습하려고 음악 연습실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예. 어... Lover of My Soul 이라는 영어 CCM 송이 있어요. 예. 처음이 Jesus, Lover of My Soul 뭐 이런 게 있어요. Jesus, I will never let you go 아, 저녁이니까 밑으로 안 내려가네요. 지금 12시 30분이거든요. 예. Never let 초등을 너무 <laughs> 초등을 너무 낮게 잡았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고음 불가 예. 그래서 그 시스템송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예요. 저의 소울메이시 세상의 소울메이트는 계속 바뀔 수도 있고 그 친구 때문에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가장 큰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예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예. 어 그리고 내가 뭐 친구들에게 또 상처 속, 섭섭하고 친구들 때문에 우울해질 때 어또 my best friend라는 또 그런 명곡이 있습니다. CCM송 중에서. 좀 빠른, 패스송인데, 빠른 곡인데. 그러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러브송을 제가 지금 채널에 하나의 재생 목록으로 플레이리스트로 올린 이유예요, 사실. 이런 러브레터 말씀 문장도 너무 좋고요. 또 인간이 또 다른 또 이런 음악, 뮤직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의 그런 좋은 어떤 의미를 가진 어, 노래들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너의 베스, 트 프렌드는 나다. 너무 친구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이렇게 신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예. 그리고 어, 니, 네가 세상에서 혹시 실패할지라도 네가 재기하기, 재기하지 못할지라도 굉장히 똑똑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도 한번 무너지면 쓱 가는 거다 이런 얘기 정말 저한테 많이 하고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냥 예. 세상은 승자를 기억하잖아요. 사실 예, 패자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예,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어, 네, 신이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책임질 존재는 나밖에 없다. 또 관련 곡이 있습니다. There is none. 좀, 초등을 좀 높게 해볼게요. There is none like you. 이 명곡이 있어요. 어, 제가 자주 부릅니다. 예. 많은 분 아시죠? There is none like you 이거 있죠. 예. 연습해서 올릴게요. 예. 연습해서 이 정도면 욕은 안 먹겠다. 그 타이밍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나에게는 너가 너무나 소중하다. 나는 너한테 정말 관심이 많다. 세상이 너를 잊어버려도 친구나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를 잊어버린 것 같아도 나는 너한테 너무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다. whatever it takes. 제가 어느 러브 스토리인가요? 어벤져스 거기서 얘기했던 문장이죠. whatever it takes. 어벤져스들이 막 서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챙겨주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처럼 신이 우리의 어벤져가 되셔서 예,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희생의 대가가 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이 그런 그것을 내가 팩트로 믿을 수 있다면 세상에 나를 향한 잣대와 사람들, 나의 측근들이 나를 조금 무관심해도 그런 것이 나를 완전히 다운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It is so important. 예, 그게 여러분 우울증을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 우울증 계속 오겠죠? 그때마다 예, 그 우울증을 조금 치료하고 극복하게 해주는 그 중요한 문장이 왜 안 되겠냐고 왜 왜 안 되겠냐고요 저에게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쉐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러블레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울하고 그럴 때이 어, 가 그렇게 했듯이 이 신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이 중요한 어떤 또 영어 성경이 최고 베스트셀러잖아요. 이 핵심 문장들을 여러분도 외우세요. 생각해 보시고 그걸 돕기 위해서 제가 저의 부끄러운 부분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실 거예요. 예. 정말 제가 그거를 외울 때 저한테는 의사의 처방전 같았고 영양제 같았고 그런 주사 맞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났고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예. 어... 너무 다운되지 마시고 디프레스 되지 마세요. 사람들은 you know people change and things change. 예. 다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근데 God never changes. 신이 절대 바뀌지 않,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다른 러블레터 들어보시면 계속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예. 어... yes. 뭐 제가 얘기할 것들을 네, 조금 한 것 같고요. 어, 아까 처음에 마이크 안 키고 녹음했을 때는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 제가 너무 잡담을 많이 했었는지 시간이 아까는 30분 됐었는데 지금 20분도 안 됐네요. <laughs> 여러분은 더 예, 좋아하시길 좋아하시겠군요. 예. 아, 요거. 요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 요걸 설명을 안 했구나. 다른 영어 성경본에서 같이 있다는 게 어, Amplified Bible AMP에서는 you are far more valuable. far more valuable than many birds, many sparrows. value가 가치다 아시죠? more valuable.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또 표현했고요. far more. more를 앞, more 앞에서 far가 붙으면 더 강조하는 거죠. the voice라는 구어체 영어 번역본에서는 you're so much more precious to God. precious. 가치 있는 아시죠? 반제의장 골로 마시잖아요. my precious. my precious. 그만하겠습니다. 예. 어, 가치가 있다. than a thousand flocks of sparrows. thousand flock. flock이 여러분 지금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천의 새떼들보다도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새떼들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신의 속성상 이유 없이 새 한 마리도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근데 셀 수 없이 많은 수천, 수만, 수백만의 새만큼 중요한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이 넘치신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우울에 너무 우울증에 오래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과 이 영어 문장을 우리가 외우자는 것이죠. 예. 어,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자 다섯 번 여자 목소리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빨리 안 하셔도 돼요.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남자.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You are worth much more than many sparrows. 어, 요거를 마치고 저는 제 제가 song 아까 요 내용으로 만들어진 I Will Run To You라는 CCM송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그 러브송 거기 플레이리스트에 한번 올려볼게요. 다른 데서 퍼와서 일단은 제가 연습해서 녹음한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 It takes a little time.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laughs> 예. I will run to you라는 제목이요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Your eyes on the sparrow And your hand it comforts me 오늘 여기까지 <laughs> 고음 올라가는 부분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저는 녹음이 끝난 다음에 어, 우리 제가 음악 연습실 있거든요. 신디하고 앰프 뭐 이렇게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정말 단연간 찾아서 제가 그런 데서 또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참고로 현재 이 건물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예. 아, 궁금하시죠? <laughs> 너무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 제목 I will run to you 요거를 제가 좀 연습해서 내일 교회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하고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요게 우리 청년들이 참 우리 그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도 영어하고 친숙해가지고 영어로 부릅시다 그러면 잘 따라하더라고요. 예. 어, 시간이 좀 흐른 뒤에는 이 러브레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예, 또 우리 배웠던 이런 영어 말씀들 같이 이렇게 쉐어하고 같이 또 어, 꼭 영어로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모임, 어프 모임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게 뭐 어떤 모양이 될지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또 이런 영어도 찬양도 같이 좀 러브송도 시스템송들도 영어로 같이 부르고 그런 좋은 것들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고 언젠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 정기적으로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뭐 이렇게 가끔 시간이 되실 때 그런 오프 모임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 이 러블레터를 어, 좀 많이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어, 도움이 되실 분들한테 소개도 해 주시고요. 예. 그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uys.